바지나 이런 수트를 입을 때 벨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겠어요. 오늘 향수는 키엘 뿌려주겠습니다. 핸드크림도 발라줄게요. 반지는 이렇게 두 개. 사이즈가 하나하나씩 달라서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끼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나가야겠어요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로수길에 가고 있어요 어제 머리를 잘라서 살짝 빙구 모드? 음. 콜로에서 일해서 콜로 가방 메고 라연 하이 <laughs> 아, 깜짝이야 Nice to m <laughs> 아, 저희는 가로수길에서 만났는데 오늘 비가 온대요 거지 같아! <laughs> 거지 같다고! 우산 좀 그만 사고 싶어 그니까 근데 날씨가 흐리긴 한 것 같아 좀그 뭐지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있다가 에이스 컨트롤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를 한 번 봤어 근데 DP를 너무 잘해는 거야 거기 직원이 바뀌었나봐 아 VM 하는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런 거 같아 어어 어. 그 DP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요즘 아. 스타일로 곳에 바뀌었어 어헐 당황스럽네 이상하다 그 당황스럽네 뭐야? 골목 골목 아 그렇네 골목이네 어 글씨체 특이하다 골목 몇 층 갈 건데? 아, 어 어, 와도 돼. 이, 이 Topshop. High floor 뭐야? 아니 그냥 저거는 층 말하는 거 아니야? Low floor, mid floor. 아 아웃핏 그렇잖아 아웃핏은 아우터야? Pleasure는 뭐야? 어, 라이, 라이프 스타일의 생활용품이고 어. 아. Topshop이 그냥 외국 그 Topshop 같은 아. shop인가? 옷, 아. 옷 가게인가? The pleasure는 뭐야? 있거든요 가자! <laughs> 가보자! 나 외국에 다니는데 나 이래 되냐? 이게 뭐야? 어. <laughs> 열 가지로 제품들 다 입으면 지금 아로마 오일 원액을 돌에 떨어뜨려 놓은 상태예요. 열 가지 향으로. 저는 원래 에이세컨즈에서 아막 어, 이것저것 사가지고 완전 하울에 코디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왔을 때랑 DP가 완전 달라서 다른 곳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를 가야죠 MD님? <laughs> 우리 브랜드 거 사세요 <laughs> 아 하나 이쁜 거 봤는데 56만 원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잼몬 잼몬 제가 와 이거 최고예요 최고 어이 한번 써봐 어 너무 귀여워 써볼까? 어 한 번 써봐 무슨 색 써볼까? 파란색 이거? 어. 오케이 야 귀엽다 <laughs> 아 공부나 해볼까? <laughs> 우리 풀샷 한번 찍어볼까? 저를요? 이거 좀 이상 거울이 이상한데? 약간 길게 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안녕 아 이거야? 이쁘지? 잠깐만 슬렉스한 A형의 목걸이 Yes. 이쁘다 그치? 은이야? 은이야 가격도 되게 괜찮아 20만 20 얼마지? 응. <laughs> 개웃겨 야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진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써야지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이렇게 클로즈업 할 거야? <laughs> 아니 아, 이런 웃겨 오, 야 괜찮네 그 검찰 검찰 뭔데? 와 그러니까 나 배고파 저번에 여기서 샹궈를 먹어서 이번엔 탕을 먹어보고 싶어 여기 엄청 유명한 가로수길의 마라집이에요 라공방 일단 나는 무리해서 담지 않을 거야 알겠어 최소한으로 담아 그래 우리 약간 채소 위주 버섯 채소 위주 어때? 응? 아니 고기도 먹어야 아 고긴 당연히 먹어야지 <laughs> 고기는 추가지 않아 중국 당면 한 다섯 가닥? 야 다섯 가닥 많아 은근히 그럼 세 가닥? 그래 그래 세 가닥으로 쪼워보자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감자고 이거 고구마야 감자 감자 나세 아, 가닥 넣습니다 좋아 좋아 네 가닥이야 그냥 어, 넣을게 됐어. 어, 거의 뭐 가닥. 다이어트 아니네 우리? 아 됐다 네. 나 뭔데 이거? <laughs> 나는 사실 국물 맛이 너무 먹고 싶어 지금 마라 국물 근데 원래 마라탕은 국물 먹는 거 아니야 원래 국물 먹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를 일이야 국물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마라탕 등장 맛있겠다 하나도 안 매운데? 너무 안 매운데? 마라 맛이 없어 어어 어, 어. 너무 많이 마요 잘 먹나? 요즘은 살이 쪄서 빠지질 않는다 응? 응. 운동량이 예전만큼이 안 되니까 계속 찌는 것 같아 살이 안 달고 그래서? 네. 나왔는데 비와 여기 가자 가자 아, 뛰어? 이 사람 이 사람해 하나 둘셋 저희는 라공방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로 왔습니다 이름이 뭐야? 규자미 맞겠지? 비가 안 보이네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갑자기 그리고 마카롱도 진짜 수작스러 와 진짜 맛없다 아 진짜? 어, <laughs> 먹어봐 아, 이게 무슨 딸기랑 감, 감성이 호다닥 깨져버림 빨리 <laughs> 사고 싶은데 거도막아 나도 그거 그냥 갈색 살까? 에르메스? 난 근데 갈색이 사실 더 에르메스가 더 이뻐 맞아. 이 친구가 150만원짜리 시계 샀대요 제가 돈쓸 데가 없어서 그래요 <laughs> 멋있다 직장인 <laughs> 그지같은 직장인 <laughs> 멋있어? 욜로 욜로 플렉스 하지 않고? 아니 flex flex. 진짜 와 진짜 누구세요? 아 그리고 나 되게 나비 와서 편의점까지 뛰어가야 돼요 뛸 거예요 다 왔어 다갔어다 왔어 나 천천히 시켰다 안돼 보인 어? 없나봐 근데 어, 뭐래? 어, 어, 안녕히 계세요 편의 그쪽에 많아 어디 어디? 입구 쪽에 아 술집 그쪽? 그러네. 와, 진짜. 하고 있어요. 눈이 아파요. 과제도 해야 돼요. 까먹을까봐 계속 말하는 중. 과제. <laughs> 과제 과제 내가 집 가서 카톡 하나 보낼게 오과 그래 줘 과제 했어? <laughs> 과제 했어? 하고 자야 돼 학교는 갔어? <laughs>